여기는 가위라지 않고 바리깡으로 한 번에 탁! 와. 안녕하세요 <laughs> 와 머리가 엄청 와 진짜 장난 아니시다 얼마나 기르신 거예요 지금? 재작년 일자는 것 같은데 2년 되신 거구나 네, 헬나 2년 된것 같아요 재작년에 아마 그때 여름엔가? 네. 그 저한테 보내준 사진 이 짧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 굉장히 옛날에 그 리젠트 모니카막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해서 지금 현세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가정집에서 커트하는 건 좀 오랜만이었어요 집에서 커트해보는 건 처음이시죠? 마지막으로 잘랐던 게 이제 어머니가 잘라주신 건데 아 진짜요? 네, 어머니가 예전에 미용을 하셨는데 오 지난번에도 그냥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게 유기견 같다고 화장실에서 누가 아, 유기견이요? 네. 이제 그 2년의 세월 날아가거든요. 아 너무 기다렸어요. 셨나요 진짜 이날만 너무 기다렸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네. 아 소름 끼쳤어. <laughs> 미쳤죠. 네. 집에서 바르는 도구도 혹시 있으세요? 바리깡이 있을 건데 진짜요? 예, 예 어떤 바리깡을 쓰셨어요? 그냥 엄마 저기 그 미용실 망하면서 그냥 갖고 있던 거 야, 속 시원하시겠다. 어떠세요? 비포, 애프터 아 맛으로 붙일 것 같은데 여기는 가위랑 잡고 바이 끄거나 한 번에 팍와 와, <laughs>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귀가 보이는 느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한 번에 와머리도안 들어 와 우와 여기 띄워서 이거 지금 똑 떨어진 건먹머리 없애드릴 거고 진짜 빨리 잘 쳤다 원하시 면도 삭발해 드릴 수도 있고 깔끔하게 쉐입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아 그럼요 한번 면도해 볼게요 소리가 대박이죠. 네. 어, 짱이다 이거. 드셨나요?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약간 가위를 많이 활용해서 모양을 내봤고요 너무 촌스럽지 않게 디자인 잡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왜요? <laughs> 네, 어떠, 어떠세요? 네, 반응이 어떠세요? <laughs> 마지막 인사 지나가면서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네. 아니 아 근데 진짜로 먼저 연락도 주시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직접 방문까지 아, 사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머리 예쁘게 유지하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아, 예. 여러분들도 질투하세요 모두 안녕 been sitting wondering in my bedroom How to move along and by my day I've been low-key for a while from over emotions Gotta go, I smell the air and find a way